아무것도 남지 않았어. 내가 살아남게 된 이유. 그건 분명 형의 복수를 위해서일 것이다. 이 삶은 그걸 위해 계속되는 걸 거야. 지켜봐줘.